어떻게 얘들아? 포카? 인사해줘야지 아까 병원 갔다 올게 아이고 라떼 되게 착하게 잘 있다 嗯。 흉부의 수령인데 어, 뭐 폐도 깨끗하고 깨끗하고요. 이수령 특히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.